<laughs> 내가 잡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 봐. <laughs> 야, 너 살에 탄력이 없구나. 귀여워. Nope. 아, 하지 마. 알았어. Nope. Nope. 귀엽지? 안 지러워? 엄마 그러고 줄게. 미미. 누군 거죠? 음. 더해 어, 더 해줘? 어 아이, 귀 알았어, 알았어. 설아 왜? 서리 서리 왜? 서리도 줘 서리 어, 어, 뭐, 여워귀어어 어, 아우 이뻐라 꽁트 완전 요즘 애교쟁이 됐다 옛날이랑 완전 달라 어우 이뻐 아 귀여워 안녕 어, 잘 그대로 내가 잡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 봐. 야너 살에 탄력이 없구나. 어. 정답이야? 야? 야? 물구지 성격 많이 변했어 아주 그냥 착해졌어 착해 엄마가 손대줄게 어 놀랬어 어 놀랬어 내 새끼 놀랬어 어그 놀랬어요 어, 내 새끼 놀랬어요 어그 쭈쭈쭈 어그 쭈쭈쭈쭈쭈쭈 어그 쭈쭈쭈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몽글몽글 귀여운 우리 구름지 알겠어요? 뽀뽀해줄 아 <laughs> 꽁치 개 싫어하네 즐기고 있다고? <laughs> 야 즐기는 중 <laughs> 세상에 너 성격이 굉장히 천하태평이졌구나 이쯤이면 되게 화낼 텐데 화도 안 나. 즐기고 있다니